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소식자, 선천적인 사람도 있지만 공식만 알고 연습만 하면 후천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여러분 먹방 영상 볼 때 한 입을 되게 크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혹은 내가 평소에 음식을 먹더라도 한 입을 크게 크게 떠먹어야 왠지 만족스럽죠 근데 이건 사실 크게 먹었다는 자체에 대한 만족일 뿐 소식 습관을 만드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크게 먹을수록 사실은 낭비예요 이거는 맛없는 고칼로리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만큼 상당히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다시는 한 입을 크게 먹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의 입안은 넓지만 여기서 맛을 느끼는 건 혀뿐이에요. 아무리 한 번에 많이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있는 면적엔 한계가 있죠 오히려 크게 넣을수록 혀, 이에 볼, 천장 이렇게 닿는 면적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혀의 감각을 산만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 데에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다양한 감각이 사용되지만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우리가 가장 잘 챙겨줘야 하는 감각은 미각이에요 미각을 충분히 느끼면서 먹어야 먹은 양만큼 뇌를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식욕이 안정적인 분 미식가이신 분, 식욕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음식을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미각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잘 쓰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리스트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먹더라도 아주 편안한 컨디션으로 미각도 충분히 즐기고 시각으로 음식의 멋, 뭐 튀김 파크파크 소리, 식감 이 모든 것을 느끼며 즐기며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식욕이 불안정한 다이어트를 계속 오래 반복한 폭식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감각의 우선순위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미각이에요. 음식을 불필요하게 크게 넣어서 오래 닿는 감각으로 인해 미각이 방해받으면 안 돼요. 이는 단순히 방해의 문제만은 또 아니에요. 우리 소화 시스템이 음식을 먹으면 1차적으로 입에서 씹는 작용과 침으로 분해를 시작해요. 이때 혀에 닿지 않은 음식도 침에 의해 분해가 시작되는데 그만큼 맛을 느낄 수 있는 양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절대. 게다가 식욕이 불안정한 분일수록 한 입을 크게 먹는다고 그만큼 씹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미미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소식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주어야 할 것은 한 입의 크기 입에 넣었을 때 혀에만 충분히 닿을 수 있는 크기 밥숟가락 3분의 2 정도의 크기예요. 이 방법은 한식, 중식, 양식 음식, 어떤 음식이든 적용할 수 있어요. 면 요리라면은 그냥 후루룩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에 올려두고 먹거나 혹은 포크로 그 정도 사이즈 말아 드시면 됩니다.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샌드위치, 치킨 같은 베어 먹는 음식은 비슷한 사이즈로 한 입을 베어 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만 더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나는 아직 이 한 입 크기만으로는 천천히 먹으면서 편안하게 먹기가 너무 어렵다. 자꾸만 속도가 빨라진다. 한다면 오늘의 이 메인 요소에 타이머만 추가해보세요. 한 입에 1분 1분 30초로 자, 식사를 할 때 모래시계나 타이머를 준비해 두고 음식 숟가락 3분의 2 크기 정도를 한입 베어문 후에 타이머를 켜고 최대한 1분 30초 동안 나는 이 음식을 입 안에서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느긋느긋하게 최대한 끌다가 아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고 그 음식이 1분 만에 사라졌으면 두 번째 숟가락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나머지 30초가 지난 후에 먹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끼니에 타이머를 켜면서 식사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딱 한 한 끼만 혼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 타이머를 적극 활용해서 내 미각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식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두세 끼니만 연습하셔도 이후 식사 속도가 확 느려지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내려놓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질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이 온전히 먹기에 적용 가능한 cheat key 스킬 같은 거였다면 에피소드 3에선 진짜 온전히 먹기에 정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루에 한 끼씩 이 스킬만 적용 훌륭한 식사만 하셔도 식사량에 대한 고민,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은 반 이상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엔 온전히 먹기에 정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응원합니다. 안녕